진짜 이 카드인데 상금 100만원, 100만원, 100만원 준비했어. 아 못 봤어. 네, 뛰는데 눈물 아. 이렇게 와. 오 대박. 고양이 쿵쿵따 이발 반 쿵쿵따 반종 반종 야나 반종이냐 왜 이래